비오래 아,

哎呦！哎呦我的妈！啊！啊！哦 no！no no no no！ শালার বউ বললো রে No, no, no, no. 有人。 어이, 내뒷 어이, 자, 오늘 다른 거 팔아야 돼. 어? 오케이, 자치. Oh no. 이 자. 아유, 그만.

Para, como tu vas que te votaron? Oh no! Lloré. no, no, no, no.